오늘 어, 종업식이라서 선생님들 쿠키 드리려고 가져왔어요. 응? 뭘 가져와? 그냥 챙겼어요. 어, 생일 때 받은 튤립인데 직접, 직접 만든 꽃병이거든요.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건 나이스웨더에서 남자친구가 사준 엽서예요. 오늘은 에이 g 썬데이 모닝을 뿌려보겠습니다. 짜잔. 야! 오늘은 금요일이고요. 오늘이 종합식이라 가지고 일찍 가서 통지표에 도장을 찍어야 돼서 좀 일찍 출근하려고요. 폴로 케이블 니트에 하나 blue 셔츠에 굿즈 컷. 이거는 초호소 크로스백이고요. 이거는 뉴진스 배지예요. 뉴진스 토끼 배지고 이거는 제가 일본어를 못해가지고 어떤 카페에서 샀어요. 연남동. 여기 있습니다. 교실 싹 정리하고 쓰레기만 버리면 끝입니다. 교실 정리 다 하고 오늘은 완전 시원했어요, 시원. 퇴근! 오늘 고모가 싸주신 소불고기 힘들었다. 진짜 무조건 맛있다. 보라색으로 나오지? 저는 25살이에요. 25살이에요? 응. 아, 늦게 오네. 못하면 또 못하는 대로. 너한테 오늘 어. 한국 뻑아 영어 순랭을 좀 더 제대로 배워고 싶다. 술랭을 배우자고 영어를 배워. 순랭부 아, 제대로. 뭐하지? 실제로 오래 살아있는 것과 마음이 살아있는 거. 오랜만에 PC방 오랜만이라고 하기에는 5일밖에 안 되긴 했는데. PC방에 왔습니다 어, <laughs> CS 먹어주고 또 이 때려주고 어, 기절시켜주고 어, 이 잘못 날려주고 죽어주고 저는 오늘 밥 먹고 카페에 가서 책 좀 읽다가 친구들이랑 막년회를 하러 갑니다. 그냥 술 마시러 가는 거긴 한데 음, 골덴 뭐라 하더라? 코듀로이 부츠컷하고 트위드 자켓하고 셀링 가방 이렇게 메고 갑니다. 뭐라 왜 이래? 해리포터 갖고 좋은데? 하그리드? 아니 진심 해를 웃느라 생각했는데 <laughs> 너의 원래 그 스타일 있잖아 무슨 스타일? 되게 음. 한국 한국인 입맛에 진짜 맛있는 그 그 표 있잖아 어. 찍는 거 어. 그거 알려줘가지고 그걸로 아 나도 처음 이치랑 할때 있고 메뉴가 너무 많아 그 선택이 자기가 요리를 하는 수준이잖아 한 먹을래? 음, 메뉴 엄청 많아 이게 밀크티지? 어. 진짜 뭐 그냥 밀크 같아 그거 알아? 응? 새해 3대장? 응? 새해 3대장 알아? 공부 독서 운동 공부 독서 운동? 새해 3대장 근데 사실 그걸로 나누는 게 맞는 거야 그, 그 남기 기록을 나 남기고 있어 응 리더스라는 어플을 깔아봐 리더 시각적으로 쌓이는 게 있어 진짜 권수 안 중요한 거 같아 음 읽고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 근데 몇 권 읽었지? 44권? 여기서 더 읽었으니까 한 46권 정도 읽었다 음, 많이 읽었네 진짜 근데 1년에 30권 정도만 읽어도 많이 읽는 편 아니야? 1년에 진심 10권만 읽어도 평균은 쌉이상이지 그렇지 10권이 뭐야? 5권만 읽어도 근데 몇 권 읽느냐 하면은 안 읽어지고 음. 책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아, 진짜 멋있게 멋있게 멋있어 멋있듯이다나 동영상도 찍었어 오 대박 반응이다. 오, 아니야. 순간 친구 되게 이제 알았잖아. 시킨가 봐. 시킨가 봐. 파버섯 덮밥 그땐넌 어떤 선택을 할 거야? 나는 더 노력을 해볼 것 같아 아 왜 안 돼, 이거. 제 생일이 25일이잖아요. 그래서 어제 만났을 때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3년 전에 산 그런 귀여운 다람쥐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취향이 바뀌어서 이런 걸 가지고 싶었는데 염진이가 선물을 해줬어요. 제가 짐이 많다 보니까 항상 뭔가 백팩이 더 편한 느낌이 있어서 좀 스타일 할 수 있는 백 백을 고르다가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친구가 자기가 생일 선물로 사주겠다고 해서 사줬어요. cute한 사탕들 하고 맥 primer인데 제가 화장을 평소에 잘 안 하니까 친구가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이거 쓰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사줬어요. 이상신 시집을 사줬어요. 저는 문학 좋아하는데 시집은 잘 안 읽었거든요. 사실 이상 시인도 고등학교 때 <laughs> 이후로 안 읽어봤는데 그때 좋아했어서 잘 읽을 것 같아요. 노페이스 <laughs> 패딩하고 안에 니트하고 인조 블러스 바지랑 스칼프터 가방 넣었어요. 나가서 밥 먹고 카페 가서 여행 계획도 짜고 <laughs> 신년 계획도 짜고 시간 남은 책도 읽고 하려고요. 신발은 574저 스테이크 앤 치즈 30cm로 보내요. 빵 어떤 거 아세요? 허니 오트요. 맛있다 나는 이번에 안전 나올 것 같아 안전? 뭔가 안전한 생활 수업실은 나올 수 있죠 근데 너무 필요 없어서 안나올래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? she can 내일이 뭐였더라? 교육과정 conference day여가지고 작성을 할 게 있어요. Padlet. 와 다들 너무 열심히 1, 2, 3학년 교직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가. PMI라고 P가 positive 잘한 아 플러스인가? 한번 좀 적어보려고. 짧게 적어도 된다고 <laughs> 분명히 하셨는데 다들 엄청 길게 적으셨어 학생 주도 수업을 통한 한 이해를 했 이만큼밖에 안 보인다